자, 오빠 따라가면 돼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 올라가면 돼. 밟아야지. 맞아, 맞아. 그래야 더 편하지. 천천히, 그렇지. 너 잘한다. 근데 막 맞아. 네. 지금 60이야 60. 미끄럼 타고 내려와. 그렇지 그럼 밟으면 그렇지 나다야 이쪽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. 네, 밟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. 글로 위로 빠져나가면 안 돼. 거긴 위험해. 밟으면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잘한다. 그렇지 잘한다. 천천히 올라가. 천천히 그렇지 올라간다. 그렇지. 올라갔어요. <laughs> 레벨 60 달성 60 달성 성공 레벨 70달성 응.